안녕하세요 별림입니다 오늘은 기추를 했는데요 CBR 600RR 그래서 번호판을 달아볼까 합니다 준비물 먼저 준비물은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드라이버와 이런거 뒤에 거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를 먼저 낍니다. 저는 오른쪽에다가 끼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 뒤를 돌려주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이거를 이렇게 줄기 먼저 먼저 끼기 전에 얘를 잡고 여기다가 심을 넣고 얘를 잡고 여기다가 심을 넣고 이 얘를 돌려서 이렇게 쪼아줄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쪼아지게 만들 겁니다. 넣어주고 넣어주고 어, 확인을 해보고 합니라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 가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보트를 얘를 먼저 넣고 쉽지 않네요 얘를 먼저 넣고 이 음, 금도 넣고 이렇게 그냥 조여줍니다. 지금 뒤에 너트를 쪼고 있고 어느 정도 쪼아졌으면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얘를 음, 꽉, 안 떨어지게 쪼아주고 정부 모양이 이쁘지 않게 달리게 끝입니다. 이 뒤쪽도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나타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